Girl w i 모두 거짓말이고 말은 그렇게 들지만 절대 너인 걸 어떡해 난 죽어도 못 느꼈어 Photobook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 예쁜 물만을 때까지 사랑 living.

Senhor.